2019년 9월 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우 팔로미 우 뭔 소리야? 됐어 말리지 마 나와. 당신 누구야? 열어. 열어. 열어. 신고의 결격 열어. 신고 열어 열어 연락했어 도망갈 구멍 없어 당신 나와 어딨어 누구? 아, 아, 아. 이 소리 제가 방금 전에 3층에 있을 때 2층 쪽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 도통 어디 있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방을 다 둘러봐도 자 당신 귀신이든 사람이든 다 나와봐 귀신이든 사람이든 다 나와봐 제가 다 둘러봤어요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카메라가 왼쪽으로 돌아갔다고?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러면은 있죠? 자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자 현재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? 할 일이 태산이에요 알겠습니까? 계속 이렇게 시간을 삐댈 수는 없습니다 여자 비명 소리 같은 거 들었는데 아니면 하품 소리 아 걸은 확실하시라걸 보이가 아니라 걸이지라 지금 맞지라 독의 걸 맞죠 보이 아니고 걸 맞죠 그건 확실하죠 여러분들 일단은 와 이거 개청자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사람이란 말이야 분명히 사람도 있었고 귀, 귀신도 있었고 아